이 그 날씨에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컴퓨까지 없잖아요 액션 제이킹 어제까지만 뛰는 촬영을 뛰는 촬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뛰고 있네요. 이 다음에 이제 정면 복권 쓰는 거지. 네개 치고 네번 찍었네. 한번더 하니까. 아 괜찮으니까. 오케이, 고맙습니다. cut, 나가. 아니, 다시. 어. 누구신가 아, 봐. 제 남자원이에요. 어떻게 했어? 감독이자 감독. 미쳐가올. 어, 근데 발이 점점 커가지고 있어요. 수고했어. 그렇죠. 까,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, 수고. 수고. 약간 그거야. 그, 우리 콘서트 때 멤버랑 그거 녹욕 가는 거 있잖아. 와, 어, 뭐, 이거 무서 와, 와, 진짜 발을 감싸야 돼. 숨쉬기. 남준이 이게 되게 좋아해 와우.